무실까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스타벅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거는 매그넘 아이스크림 발라서 먹을 거는 누텔라 마실 거는 허쉬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الله ا ل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와우 오랜만에 맥놈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조금 기름이 딱딱하네요 그래서 부셔져요 Thank you. chocolate cake. 오늘은 왜 그러지? 이거 두 번째 지금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타벅스 케이크가 최고 맛있어요 네 조그만 가족들한테 남겼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